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다 (2020년 8월 6일) 흉가여행 2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아,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건물이 여기가 다출입구거든 여기가 여기가 건물이 규모가 꽤 큰 것 같아 여기가 출입구고 일단은 그냥 대중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시죠 여러분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씨. bro. 계십니까?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아, 아, 아. 超过。 정신지하 누구세요? 누구세요? Oh. 잠깐만 여러분들 아땀봐아 아. 계십니까?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땀바.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잠깐만 누가 뒤에 누가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막 뒤에 막 뭐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 뒤에 뭐가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

아. Mm. 자, 아, 어, 어, 어, 어. 어? 어?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거기 누구세요? 아 잠깐만 여러분들 와 뭐지 젊은 처녀 아니 잠깐만 얼굴 여러분들 수사 찍은 사람 빨리 올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여러분들 아니 안되겠다 이거 잠깐 수사 찍은 사람 빨리 올리세요 뭐 여자 얼굴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디있어요 어디있어요 나와봐요 아까 집에 어디있어요 어?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지 마시라고 했습니까? 하지 마! 아! 아! 아, 아 어야.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왔다 왔다 왔다. 잠깐만. 누구 데리고 왔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누구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저리 가. 저리 가. 어, 죄송합니다. 그냥 저 나갈게요. 그냥 저 나가겠습니다. 아 하지 말라니까 어? 하지 마요 아 일단 여기 도 뭐야 하나 둘셋 뚫어 뻥 하? 하? 하? 어? 어? 아, 씨, 깜짝이야, 씨발, 뭐,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오, 오지 마! 아! 아! 아! 아! 씨, 안 되겠다, 나 진짜, 씨. 아, 아. 아, 확인이고 뭐고 안 되겠다. 아. 네, 안 돼,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내가 마지막까지 안 나가는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들 자꾸 뭘 속삭이듯이 말했거든요 자꾸만 자꾸 귀에 뭐 속삭이듯이 뭐가 소리도 들렸고 기운이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뭔가 한번 회복하다 이게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